miss me. Why am I alone? Blue can be. to hold this line. They're coming. 온다 온다 온다. Oh. go, go, go. 간다 도망가 윈도우 윈도우 윈도우 윈도우 죽고 싶잖아 New killing machines, like the tank, changed the shape of the war overnight. Luckily, they were mostly on our side. Mostly. Go, go, go, go, go, go. Our boys in the church are overrun. What the sh we need to push through. PBI are counting on us. Go, go, go, 야, 그냥 봐라 그냥. Use the MG, sweep the ground. going, driver! going, driver! 잡아 잡아 아씨 독일 놈 새끼 잡아 뭐야 이거 방금 방금 친 사람 있었는데 어 아재 인커밍 어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nothing built on you taking. 놈들, 놈들. Hold on, we're pushing through. 간다. 잃어버려. 그렇지. 잡아. 잡았어. 나이스. 안돼. 어디? 가자 가자. 아군 꺼내 미안 <laughs> 가자 가자 오야 안돼 안돼 안돼 아군들이 당했어 독일 놈의 새끼들 나쁜 아, 그 녀석들 엔 n c Instead of adventure, we found fear. And in war, the only true equalizer is death. What's 그냥 어 죽었어 이렇게 전쟁터에서 많은 분들이 한번 사기 한번 사기 한번 사기 안 뜨거 아 죽었어 이렇게 전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역사 잡았다 으아 으아 에... 네. 돌진 돌진 돌진 돌진 와! 어, 못하다 잡았어 잡았어 가자 씨, 형들 파이널 폭격이다 폭격 응. They push. 아, 이 장면이야. We push. 야, 근처 시체더미들. Every once in a while, we push hard enough that the light breaks through the cloud. 둘은 쏘지 않습니다. 주위에 시체밖에 없네요.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thing. We are those people. We are the jaded, we are the naive, we are the honorable, and the criminal. We are the bound for legend, and the lost to history. We are the knights of the sky, the ghosts in the desert, and the rats in the mud. These are our stories. stories. 저거 터진다고 저기 As the old empires struggled to assert themselves, Storm the of entire Steel. world was caught in an inevitable cataclysm. 이제 싱글 플레이 스토리가 여러 시대를 건너뛰면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것 같아. Old ways and new ideas. All of mankind fought. 여기 A hundred 스톰 big 오브 ideas 실 marched off 스틸 into the war to end all wars. It was consuming us all, and there was no end in sight. 지금까지 이걸 한 My 건가? granddad fought in the Civil War. Before I left, he told me what it takes to stay alive, but nothing could have prepared me for what I saw. 아 지금 싱글 플레이구나. 이날 영어를 못하니까 <laughs> 조용히 하겠습니다 <laughs> 영어로 못해 내가 on o c 아 이제 제대하셨구나 어? 전쟁터네? 전쟁터 에드워드 에드워드 이 주인공 이름이 아, 에드워드구나 뭐, fire. 비둘기 옛날에는 저걸로 소식을 전달했죠. Listen, son, you find forward and reverse when you're told you'll do all right for me. Grab those, would you? Come and meet Big Bess. Woman. Woman of your dreams. 탱크입니다, 여러분. 옛날 탱크는 저렇게 생겼어요 새로운 운전수래요 아 싱글 스토리가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no, no, no. Don't, don't sweat. Don't sweat. She does not like it when you swear. Finch, 해주세요. 아 영국식 발음. 아, 독일 라인을 조지러 갑니다. 얘는 프랑스인인가? 아 돌아갑니다. After that, we'll advance on the French town of Cambrai, 캄브레이 where I have been assured there is wine, women, and song. So you should enjoy that. Ah, my man is one. Jesus. Are we in safe hands or what, boys? All right, my man. 아 저런 고약한 상사 한 명씩 있지 Do your jobs. Take care of each other. 쏠 준비 Big Bess will take care of you. May Lord have mercy on our souls. We'll get through this together, right, Edwards? But full ahead, driver! Full ahead, driver. 탱커 이 장면 야 멋지다 멋져 그래픽 봐라 가자 damn bird is shedding. Bolting, McManus! Bird's molt! I'll pluck every feather off that damn. Easy there. That pigeon can 이렇게 save 싸워 your life. It's our only line of communication. 이렇게 싸워대 Good up there, Edwards! Yes. Starting to get the hang of it. What'd you do back home? Drove a car. I was a chauffeur. 아직 안 쏘네 못 쏘네 어 All 아군 stop. 내리다 This is far enough. Infantry will go on the first whistle. Then we follow. Heavens above. You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 have. I'm sorry to say. Listen, we're going to cut down the guns up by that windmill. 이고요 Get up, boys! Some 간다 돌, 돌격 돌진 That's our cue. 가자 에이 구역을 점령해야 돼 어 폭격이다 폭격 어우 사운드 봐 안돼 저, 저게 어디지 저기? 으, 진탕물에 빠지니까 느려져 아 <laughs> 방금 사람 밟은 것 같은데 me a shot of those field guns. 예, 가, 가, 가, 가, 가. 안 돼, 터졌어. I appreciate not being a target, new boy. You're too close to that field gun. 아니, 누가 우리를 쐈어?